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빨리 빨리 안돼 그렇지 칭찬 그렇지 한번 뛰어가면서 칭 좋아 천천히 앉아 기다려 어? 일로 프렌디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프렌디 꺼칭찬하면 칭찬하면서 얘는 지금 사람이 뛰면 혼자 막 뛰어갈 수 있거든요? 네 그거를 지금 전자기 위해서 아, 같이 뛰어가면 바로 칭찬해 주세요 브랜디 사람이랑 같이 계속 움직 브랜디 브랜디 같이 진짜 어, 진짜 안돼 기다려 기다려 앉아 레디 기다려 기다려 진짜 자 틀어서 네. 침착 침착 옳지 침착 옳지 옳지 훨씬 더 그리고 강아지 앉아 엎드려 근데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

Woo!